저는 공유한국의 오선미라고 합니다. 저희는 중국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관광 컨텐츠 전문 회사입니다. 한국에서 느끼는 그 중국 분들의 관광 제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 조금 더 고quality의 여행을 원하는데 한국에는 아직 저가형이 되게 안 좋은 여행 상품들이 많아서 한국은 한두 번 오면 할 게 없다 약간 이런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어서 기존의 안 좋은 고정관념 깨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한국의 다양한 이런 관광 컨텐츠를 소개하고 싶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중국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저희 컨텐츠를 계속 뿌리고 있고요. 그거를 보고 이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와요. 여행 오신 분들을 직접 만나서 모시고 저희가 소개를 하고 같이 다녀보면 만족도가 꽤 높으세요. 저희는 중국의 개별 여행객들이나 약간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다양한 한국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제주에 있는 숨어있는 많은 것들을 또 알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중국향의 컨텐츠를 만들어요. 중국 분들이 직접 등장을 하고 또는 중국어로 된 컨텐츠를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를 중국 local 미디어 채널에다가 저희가 올리거든요. 잘한다고는 감히 말을 못 드리지만 저희는 꾸준히는 한다. 한국과 제주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이런 많이 만드시는 컨텐츠를 관광에 대한 체험이나 상품들이나 소개하는 거를 중국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결하는 일을 저희가 하거든요. 아직 저는 제주가 되게 보물 같은 보물 창고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글로벌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에 계신 내국인 분들도 아직 제주를 모르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기 와서 매일매일 새로운 제주를 만나요. 제가 아는 분들도 오시면 제가 소개를 하고 매번 다른 곳을 데리고 가면 매번 올 때마다 새롭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주가 제대로 알려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